Let's go to business. As business. 델라프라 보안이 있는데 비건이 뭘까? 이제 물어보고 안 와봐. 나 물어보는 안 했어. 너 어? 아니 아니 없어. 물어보 김에 화장실에 갔다. 응, 그래. 모르죠. 뭐? 양말 검색해 더맨더머 커처 매트라고 이게 이거 이거 이거다 <laughs> 뭐 해야 돼? 난 아, 이거 안 해줄 알았는 검색 검색 검색 유튜브 계정 어, 계정 봐? 뭐? 그럼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는거 아니야? 맞아 구글 계정 하려면 짐에 넣었나? 짐에 있지 어? 나 그 짐에 아 내가 쓰고 있어 나 짐에 막세개 니걸 할래? 나 하나 없어 나 하나 없는 나도 보통 많이 써 안 써? 짐에? 응나 엄청 많이 써아 그럼 내걸 왜? 나안 쓰니까 나 항상 네이버 써가지고 응 음, 맞아 우리가 오 어, 회차 발생. <laughs> 근데 회차 발생은 뭔가 동작이 크잖아. 망치질 하다가 동작이 크잖아. 우리 지금 크게 먹어. 아, 크게 먹는 뭐지?